갑니다 안녕하세요 젠토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 제가 아일랜드 워킹홀리데이를 또 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만난 한국인 분들을 대상으로 워킹홀리데이 직업별 알바 후기 이런 거를 찍어보려고 해요 오늘 영상 주제는 무슨 일 혹시 하시나요? au pair 하고 있습니다 au pair입니다 외국에서 일하는 거는 정말 특별한 경험이잖아요 1년밖에 못하는 거기도 하고 네. 예를 들어 영어나 뭐 아까 말씀드린 여행이나 뭐 경험들 그런 측면에서 어때요? 일단 영어 부분에서는 어때요? 영어가 늘어요? 어 늘긴 늘긴 늘어요. 어. 어 근데 영어가 이 정도 늘면은 응. 눈치가 이만큼 늘어요. 아, 뭐. <laughs> 아 yes가 아니라 guess. 응. 음. 음, 뒤에 사람이 네. 이렇게 딱 가운데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뭐 하는 거지? 아 쟤네 뭐 하나 보네 저기 아 서울 저기 있는 아, 애들 네. teenager? 네. 어 동양인 어? 여기서 인종차별 우리 영상 담는 거야? 어. 아 그렇구나 어. 와 이제 racism 영상을 뜻밖에 어이 어, 뉴브릿지가 동양인이 진짜 없어요 아 진짜 없어요? 아, 한국인은 저 혼자 합니다 네. 그래서 가끔 저런 아 엉덩이 보였어 엉덩이 어 편집? 아유 보여주지 뭐 보여, 보여주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엉덩이 잘 보셨나요? <laughs> 무시가 답입니다 아, 처음이, 처음이에요 리브를 쪄서 응. 자 훔쳐가는 거 아니야? 헬로 예? 쳐다봐줘야 돼 이런 거 헬로 오케이 찾아보니까 간다 흥미 잃었나 보다 응. 아주 큰 무리가 갔어 여러분 또라이가 있네요 저 이런 경험 처음이야 세상은 넓고 또라이는 많습니다 아 물어볼 걸 영상 출연하고 싶냐고 <laughs> 부끄러워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티네이저죠 이런 게 아일랜드다 <laughs> 이거만 딱 편집해서 한번 영상 올려보고 싶다 아니 근데 티네이저? 어 촬영하는데 티네이저가 운동이 보이 <laughs> 아 진짜 웃겨 <clears throat> 어쨌든 네, 네 번째 <laughs> 성장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이렇게 됐는데 네, 영어가 맞아 영어가 이렇게 늘면 눈치가 많이 든다고 네. 그게 어떤 의미예요? <laughs> 네, 뭐 저희가 전하고픈 이야기는 여기까지인 것 같고요 더 다른 게 궁금하시다면 댓글 달아주시면 최대한 답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길 바라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